뭐야 왜 나? <laughs> 마이크 왔는데.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 아, 시안이도 같이. 귀엽게 귀엽게 부를게요. 어. 쏟아지는 하늘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춤추고 싶어 나 예쁜 액세서리 흐르는 저 음악들이 내 맘을 설레게 하지 I feel the disco rhythm in my body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가사 가리 어, 발자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로 어. 올라 거친 몸짓 사랑스러운 느낌과 온척 때문에 했던 루와 일상에서 벗어 You can make him wanna feel so cool. Make him wanna the new version. Let's go. Let's go. Let's go. Oh,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No, just love this song. Just gonna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Just dance. 똑같아. like a disco drum 따라 하이스 넘어오고 어경만 안수 And you got your 더 태양이 다시 눈뜰 때까지 몸안돼 뭐가 잘나지 미묘한 구석이 있네 난 가려져 있는 게 뭐여 우리 모두 이상해 조금씩은 yeah 사랑들의 가정을 어, 선 존재들처럼 oh. Yo, what? Yo, let's go! Woo! 아, 나 괜찮아 좀 더 가까이 와 나를 시선 따위 나 이게 바로 우리 내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서 벗어나 어. 왜 내가 하냐고 지구를 뒤지고 놀라 막고 그 crazy crazy crazy 춤을 춰 춤을 춰 리듬 마이어 지금 내기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먹지 마, 먹지 마. Don't dance, don't dance, don't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어차피 작은 감일 뿐이야. 보석 같은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이런 파트가 있었어. 떨어졌어 바라보면. 멈춰 말리지 마예요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멀리 멀리 다 눈부셔 멈춰서 보다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말라 peace out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just dance 어. 네, 100점짜리다 이거. 아, 여기까지만. 어. 오케이.